공연이 길어갔습니다. 마지막 공연이 최고의 공연일 수 있다. 한번 만 더가 용하자 오케이, 오케이. 해주시고요 오정택 배우님도 응원해주세요 오정택 배우님 오정택 배우님 오셨나 아이고 아유 혼나면 네, 아름답지만 사실 인생도 다 그렇지 사랑 사람 다 죽었지 아름답지만 우리 저한 배우가 비가 오는데 이 비를 뚫고 지금 올 거예요. 올 거예요. <laughs> 말씀 해주시죠. 생명이 여기에 일비입니다.